보라니까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진짜 이거 내 기억으로는 저것이 그때 이렇게 움직였거든 냄새 부와 2019년 8월 8월 4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있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발로 발로미 여기는 올 때마다 레, 레전드였죠 뭐야? 뭔 소리야? 사람인가? 사람인가? 사람인가? 사람이겠지 얘들아 어 사람일 거야 어. 사람 사람 혹시 여기 사람 있나? 여기 통이 엄청 많아. 뭐야? 피, 아니.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가자 오늘 둘러볼 때 많이 있으니까 이대로만 가자 그냥 오늘 둘러볼 때 많이 있으니까 이대로만 가자 어 아직 스무스해 아직은 스무스해 괜찮아 괜찮아 지금까지별 무리 없죠? 다행이죠? 깜짝이야 뭐야?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보라니까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진짜 이거 내 기억으로는 저것이 그때 이렇게 움직였거든 저것이 하고 저쪽으로 가 있었던 거 내가 기억하거든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이쪽으로 다시 와 있어 나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지금 도대체 누가 왔다 가는 거야 이거 그때 이게 움직였다고 이것이 이렇게 뭡니까? 뭐? 거기 뭐예요? 뭐야? 그만 그만 하지 마세요 하지 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 어? 잠깐만. 오케이 뭐 있습니까? 뭐야? 뭡니까? 어? 뭐야? 어, 오 따라온다 따라 따라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어? 설마 벌써 왔어요? 어디야? 뭐?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잠깐만 가서 확인 여기 첫 번째 집 말고 방금 전에 그 누, 런띠 다시 한 번 확인 한 번만 해보 한, 번, 한 번만 해보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야 지금 뭡니까? 음 빨래를 담가놨어 물도 나오고 우산도 뭐가 없고 깨끗하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뭔가 희한합니다 이 첫 번째 동에서는 귀신의 장난 보셨죠? 두 번째에서는 볼리스 라인이 갑자기 쳐있고 시 번째 동에는 누가 산 흔적이 있어 집주인이든 노숙자든 요거 오늘 참 희한합니다 각 동마다 각자의 매력이 있어요 미치겠습니다 저희 오늘 누구야? 누구야 당신?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나한테 걸렸어 당신 당신 나한테 걸렸어 당신 나한테 걸렸어 당신 나한테 걸렸어. 나한테 걸렸어. 어디야? 튀어나와. c'est... Oh, 아니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 모르겠어요 아까 무슨 쇠... 쇠바이 무소리하고 칼 크크크크 하는 소리 여기 근처에 민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이게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지는 않거든요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이렇게까지 들릴 정도라면은 가까운 곳인데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는 1번째 돈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다 기억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그 기억에서 잊혀지기 전에 무조건 다시 또 올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시간부터 위치 잘 기억해 주세요 무조건 제가 여러분들 기억에서 잊혀지기 전에 여기 최대한 또 한번 와볼 겁니다 무조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